우린 모두 바다로 돌아갈 운명이에요. 파도에 맞서요. 제 길은 제가 찾을게요. 민족이 날 필요로 해요. 아직도 바다의 노래가 들려요. 꼭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.